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밀크 초콜릿이랑 키캣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맥놈 클래식 팔라서 먹으려는 누텔라랑 허쉬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힘 Bismillahirrahmanirrahim. 이 초콜릿이 엄청 달지 않아요 음 달달한 거 많이 안 먹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